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굴 보관법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굴 보관법을 만들고 그리고 굴 김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물은 해수거든요 바닷물입니다 그래서 굴을 까서 이렇게 해수를 가져오기 때문에요 이 굴을 보관하실 때는 예, 짧게 보관하실 때는 그냥 씻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또 보관해서 여름에도 드실 수 있고 좀 오래오래 드시고 싶으면요 이렇게 해수에다가 담가서 냉동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오래오래 보관할 거는 이렇게 해수에다가 담가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이걸 해동해서 씻어서 그냥 하면 되거든요. 깨끗하게 받쳐서 어, 따로 해수를 좀 남겨놓겠습니다. 아, 냉동해서 장기간 보관할 때 사용하고요. 굴 껍질이 까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잘려져 있는 이 간자 부분에 이런 식으로 만져서 굴이 껍질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요. 굴이 담겨져 있는 이 물이 소금물이거든요. 바닷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물에다 이렇게 어, 씻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굴은 너무 깨끗하게 씻으면 맛과 향이 달아나니까 그냥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씻으면은 밑에 굴 껍질이 또 가라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만져서 다 씻었고요. 껍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런 게 들어가면 딱딱하거든요. 요거 이제 골라내주시고 자, 이, 뭐 소금물 넣고 싶으면 소금물 넣어서 이렇게 헹구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냥 헹구겠습니다. 약간 간이 돼 있어서 짭짤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헹구겠습니다. 다 건지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도 한번 이렇게 살살 만져서 껍질이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으시면 굴에 맛있는 게 다 빠지니까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한 번 헹궈줄게요. 마지막에는 헹궈주면 다 됐습니다. 맛있잖아요. 몇 개 먹고 싶으면은요 이렇게 접시에 담아서요. 그냥 이렇게 한개 음,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의 굴 비린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 있으면 레몬즙 좀 짜시고요. 레몬즙 없으시면 식초를 진짜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 짠! 참기름을 딱 조금만 넣고요. 조물 조물 조물 해서요. 굴 비린내도 안 나고 음 간이 짭짤하게 돼 있어서요. 뭐 찍어 먹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먹어도 맛있습니다. 음 키로 이런 식으로 사면은 저렴하게 많은 양을 사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사서 냉동실에 이렇게 보관하시면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굴 요리를 실컷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담아서 보관해 보겠습니다. 뭐든지 냉동실에 넣으실 때는 꺼내쓸 때를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덩어리째 넣어 놓으시면 녹여서 덜어 쓰기가 힘들어서 못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쟁반 같은 데다가요. 한 두 개씩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는 어, 굳이 물을 담지 않고 이렇게 얼리셔도 됩니다. 금방 쓸 거거든요. 이렇게 얼려보겠습니다. 하루 저녁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얼리신 다음에 다시 꺼내서 봉지에 담을 거거든요. 이렇게 낱개를 올려놓으면 나중에요. 꺼내 쓰기가 참 좋거든요. 계란을 담는 플라스틱 통인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얼려보니까 또 그 나름 또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한굴두 개씩 이렇게 넣어서요. 자, 이렇게 두 개씩 이번에는 굴을요 한 번씩 쓸 만큼씩만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서 얼렸다가 이제 바로 쓰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예를 들어 한 달 안에 쓴다고 보면요 뭐몇달 후에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여름에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까 남겨두었던 요거 바닷물 있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넣고요 굴을 이렇게 물속에 잠기도록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꺼내서 해동시켜서 이거는 딱 씻어서 또 쓰시면 되거든요. 굴을 이렇게 쓸만큼 한 줌씩 넣고요. 이렇게 냉동 보관한 굴은 생으로 드시는 건 안 되고요. 끓여서 드시는 거. 굴밥이나 굴국이나 또 굴전 여러 가지 다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관하겠습니다. 묶어서 하나씩 얼려 놓겠습니다. 그리고는 요거 남는 요거는요 또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담아서 어, 냉장실에 넣었을 때는 한 2, 3일 안에 다 드시고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는 한 일주일 이렇게 가더라고요 김치 냉장고에 넣어 놓겠습니다 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봉지 봉지 이렇게 담아서 냉동시키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하나씩 꺼내서 먹기 좋거든요 생굴을 이렇게 얼려서 빼면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밑이 살짝만 녹으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죠. 그럼 이렇게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면 꺼내 쓰기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얼려놓으면 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넣어놓으시면 한 개씩 꺼내서 해동시켜서 또 헹궈서 깨끗하게 해수는 바닷물은 깨끗하게 헹궈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이게 얼음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익었어요 이런 식으로 냉동실 안에서 꺼내쓰기 좋습니다 이게 얼어있기 때문에 아주 잘 떨어지거든요 생굴 보관법 다 됐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